때려먹고 똥뿌리가 쓰기 잡으세요 뭐였지? 그 망치 던진 거 있어 저희 이제 1대1 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이렌드 필 미쳤어 이거 뭐야 뺏겼다 잘가 <laughs> 오 뭐야 신기해 멀리 가요. 옆에 바이러스 온다. 바이러스 온다. 아, 스미나. 오! 이걸 뭐야 어, 저 새끼 이러면 안 됐지 아 이렇게 좋네어 두명 있다 이미 아우 있었네 오개 싫어 뭐야 이거 기다 아니야 잘 가라 오 나이스 바이바이 아우 잘했다 이불 잘 못하는데? 어. 내 <laughs> 내, 문, 내 분신인가 지금 나도 건강각 바이바이 영상 껴서 그냥 때리면 되지롱 안 무섭지롱 안 무섭지롱 안 <laughs> 무섭지롱 <laughs> 존나 아파 나이스 <laughs> 뭐야 영원인가